따사로운 햇살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것이 와요 호호호 하와와와 이 어? 잠깐 저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지? 어? 안녕? 어? 안녕? 근데 넌 누구? 어? 어제 전화 가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? 너무해. 어? 내가 어제 학교를 안 나와서 넌 누구야? 내 이름은 카인이야 초절정 미소년이지. <laughs> 아하, 초절정 미소년. 좋아하는 음식은 분홍 소세지랑 피자고 좋아하는 건 낚시하고 게임. 게임을 엄청 좋아해. 물어보지 않았는데 서로 친해지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잘 부탁해 딩딩곧 1교시 시작하겠다 그럼 쉬는 시간에 봐 바이바이 뭐야 정말 별난 녀석이잖아 그치만 친해지면 뭔가 재밌는 녀석일 것 같아. 다음에 또 만나봐야겠다.